네. 공 어딨어? 원반 어딨어? 하이 원반 원반 어딨냐고 하이 원반 원반 어딨냐고 빨리 갖고 와 없어? 없냐고 하야 원반 없어? 빨리 갖고 와. 너 할 수 있어? 하야 없냐고. 없어? 하이. 없어요? 가져와봐. 빨리 가져. 빨리. 빨리 가서 가져와. 빨리 가서 가져와. <laughs> 브랜일러 렌 일로 공을 할 거예요 하나 훗 하나 돌아 돌아 헛 브랜디 브랜디 브랜디 이거예요? 브랜디 훗! 페퍼 옳지 브랜디는 이고 어이구 자 페퍼 옳지 하이 옳지 페퍼 <laughs> 브랜디 옳지 페퍼 <laughs> 왜? 왜?